뭐야? (2019년 6월) 1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여기 건물은 여러분들 보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어마어마히 커요 여러분들 규모가 진짜 간만에 왔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, 못 나간다. 꿇어라.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. 하지 맙시다. 하지 맙시다. 여전해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계세요? 뭐야? 우와! 여러분들 통신 파괴해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저거, 저거하고 싸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해해주세요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자, 저 올라가겠습니다. 저 올라가겠습니다. 아, 지금 봐요 뭐야 와 참기름 보소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시 아무 아. 뭐. 아 아, 씨발. 아. 아. 어나 여기까지 따라왔어 왔다 왔다 따라왔어 하지 말라니까 진짜 왔다 싫다 방송하기 진짜 짜증난다 너희에게명하노라 God 이 맛을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